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새우 동그란 땡이랑 가루브 불닭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흐마라힘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어요 카라보 불닭은 원래 안 매운데 얘랑 같이 먹으니까 뜨거워서 더 매워요 이거는 우유랑 먹어야 되네 아 너무 매워서 이젠 못 먹겠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